watching. 이게 제일 마지막에 그렸네 아니야 근데 제일 세게 그렸어 이때 to bring my key. Yeah. Okay, you guys can check the lounge later. Where? <laughs> May I have the key? They use. Oh, you guys need time to take off yeah. Is that like the manager or you? Uh, it'll be. 뭔지는 모르지만 은영 씨가 특시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편집. 그리 우리 그러고 야 전참시야. 어? 전참시라고. 이거 고정 아니지 아니? 어? 헬날 어? 어? 이런 것도 써? 장난 아닌데? 호구야. 두마 있는 사 만나면 나왔던 거. 어, 진짜 맛있어. 주방은 편이고요. 깔끔하게 깔끔. 어, 정말 나오잖아. 아 지금 이택 씨는 여기 에 지금 합류하신 거예요? 합류하는 거예요? 아, 정석이랄까.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요리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어, 요정이에요, 요정. 우와. 우 와, 다 달라. 재밌다. 이때 때문에 요다 샀어.